얼터레이키 갑니다 얼터 얼터 얼터 얼터 얼터 얼터 얼터 얼터 얼터 얼터 자 타세요 아 Spitfire 또 나왔어 아 또 스피 나왔어 진짜 과연 얼터 좀 달라고 근데 저는 그 핵 많은 시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막 스핵 엄청 많고 그랬거든요 스핵이 너무 재밌는 거임. 분명히 걔도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나도 못 맞추고 나도 걔를 못 맞추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팀 나랑 같이 하던 친구는 잡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임. 핵을 유저가 잡을 수 있다니 하는 그런 재미. 그래가지고 어? 재밌다. 어 이렇게 재밌는데? 하면서 재미 들렸지. 어 맞아 막 지렁이도 개 빨리 지나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난 그것도 재밌었어. 가끔 당하면 빡치긴 했는데 그래서 재밌었어 무익만 써야지 어? 님들 눈 이제 큰일 나왔다 여기 경량 확장 탄창에 큰일 나왔다 님들 눈 이제 조금만 늦게 올걸 <laughs> 어허 어허 여기 2보 실드 레벨 2 진짜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럴만하지 인정 수류탄 조심해 쓰러뜨렸다. 공격받고 있어. 한명 더 잡아. 장막을 꿰뚫어버리고 아이고 어. 까비 얼터는 한 시간 남았나 보네요 이제 미련이 없달까? <laughs> 얼터에 미련이 없달까? 얼터는 그냥 안 나오는 애가 맞는 것 같아요 적을 쓰러뜨렸다 장전 중! 저거만큼은 뭔 일을 하지 공격받고 있어! 이게 막판이에요? 지금 몇 분이에요? 89분? 음 그러겠다 고급 올라 가볼까? 드디어 나왔어 음 얼터가 고급으로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분쇄탄이라고 해서 shield에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추공탄 같은 parts를 달고 가서 되게 세요 장막의 수위를 밝히게. 장전. 아이고 까비 아깝다 와이키 맛있죠 우리 빙고비어님 얼터로 이키 미션이랑 미션 후원금 5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찡찡대니까 그제야 주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laughs> 내가 누르려고 했는데 안돼 안돼 <laughs> 안다 안다 안다 미션 성공 우리 제이 언니 월터 이키의 미션이랑 왕후원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판이었는데 어떻게 잘 얼터 주워 먹고 가네요. 대